안녕하십니까? 요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기 parts 3가지가 새로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explosive loader, kinetic loader, laser sight가 그것인데요. explosive loader와 kinetic loader는 기능이 알려지지 않아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explosive loader는 엘스타에만 장착 가능한 parts이며 kinetic loader는 피스키퍼, 볼트, 얼터네이터에 장착 가능한 parts로 장전과 관련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aser sight는 피스톨 3종과 SMG 일부에 장착이 가능한 조준경으로 지향 사격에 도움을 줄 parts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막탄을 사용하고 싶다면 방갈로르를 하지 말고 피스키퍼를 바닥에 쏘세요. 레이스가 가려지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지, 자기장, 화면 효과로 인해 적이 가려져서 교전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리스폰은 시야를 방해하는 게임 내 시각 효과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며 근시일 내에 커뮤니티를 통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정뉴스였습니다.